근데 다 배웠어 물만 배우면 쉐쉐쉐쉐 저것은 쉐이더 저것은 이거누구냐 거야 저것은 쉐이더 저것은 쉐이거 누구 거야 자 我的. 我的. 你的. 你的. 这个是我的. 这个是我的. 不是你的? 不是你的? 무슨 말이야 不是 무슨 말이야 不是 땡 이거 아니야 어 不是你的? 不是你的? 是我的? 是我的? 알겠지 내 거야 부스 리더 워더 이렇게 도 되고 싸울 때는 대단하다, 대단하. 와, 자, 有没有 끝이 아니야. 有,有没有,没有,有有人民人民币币 이거 북한 중국도 人民币人民币人民币人民币钱钱多少钱多少钱？钱钱你有钱吗你有钱 뭔 吗？ 말이야 돈 돈 필요해? 있냐 돈 있냐고 돈 있냐고? 니要钱吗 니要钱吗？ 그럴 때 이제 돈 필요하냐고 그리고 자 F 발음이에요 房房房房车车上车上车下车下车下车는 뭐야 싹스 내려. 오! 아, 예. 와. 쇼, 쇼, 아, 네, 네, 네. 혀를 말아야 돼. 쇼, 삼각형. 쇼, 쇼, 쇼지, 쇼지, 핸드폰, 쇼지, 쇼지, 쇼지, 쇼지, 요디엔, 요 충전이 돼 있어요. 매요디엔, 매요 충전이 없어요. 아 이제 됐어, 됐어. 자, 쇼지, 쇼지, 요디엔마, 요디 읽어요. 시작. 매요디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朋友朋友朋友朋友十十열 십자고 똑같아. 十十时间时间你有时间吗?你有时间吗？ 무슨 말이야 그럼? 시간. 있어? 어 그렇지. 시간. 니忙吗? 니忙吗 바쁘냐고. 我很忙.我很忙。 오, 今天今天， 오늘 明天明 네. 天， 와, 今年今年今今年，年 금년 민,明年明年， 내년 명년 알겠지? 몰라도 돼. 有意思. 有意思 재밌다. 有意思，没有没有没有没有意思.没有意思 재미없다. 没有意思。 어, 자, 중원 中文 중문 중국어가 有意思吗?有意思吗？ 시작. 很有意思 자, 시작. 很有意思， 좋았어. 시작. 很有意思。 오늘 수업. 자, 핸드폰을 알고 가야 돼요. 手机.手机， 그다음에 물, 水. 水， 자, 핸드폰. 手手机，机， 물, 水， 쇠. 水， 물, 水， 핸드폰. 手机， 마지막에 机会. 机会， 기회 많이 쓰는 거예요. 机会， 쇼지 할 때 기자에다가 아까 회의 할 수 있다 해요. 机会.机会， 기회. 아. 기회. 네, 요 찌회 마? 요 찌회 마. 야, 나 거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음. 찌회. 찌회. 경험, 경험. 찡예. 찡예. 찡예. 찡예. 요 찡예 마? 요 찡예 마. 그 경험이라고 알아들어야 돼. 왜냐면 뭐 인터뷰할 때 항상 몰라. 경험이냐고. 자, 찡예. 찡예. 음, 두 가지까지 해서 쇼지, 물, 기회, 찡엔만 해가지고 월요일날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날아가는 거야. 싱글로 끝. 싱글로. 싱글로. 2절이 2시까지 가버렸네. 오케이.